와 미쳤다 아, 2020년 6월 30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 파로미 이 건물 외곽이거든요 여기가 여기 여기 어? 그때 문 열려 있었는데 여기 그때 문 여기 열려 있었는데 뭐지? 어이씨 어이씨 안되겠다 어이 아, 뭐야 이거 어 뭐야 와 잠깐만 나 뭐본거 같은데 잠깐만 뭐야? 팟빵 옆에 잠깐만 아니 이건 뭐야 씨 이거 왜 여기 있어 여기 아니야 잠깐만 여긴가 없는 와! 어! 어! 어! 어디 있어요? 누구야? 저. 아니 진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씨발 지금 장난하는 거야 뭐야 지금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 나 이거 뭐,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사람하고 귀신 아, 잠깐만 사람하고 귀신기로 씨빠 어! 어? 어? 뭐야? 여러분들 오늘 이코리한테 뭔 일 생기면 바로 신고 때리십시오 장난 아닙니다 진짜 여기 있다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 허벌레 가까이 있다 당신 나와. 당신 뭐야? 당신 나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물이 2%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이 없어요. 2%밖에. 죄송합니다. 지금 비 오니까 딱 기다려.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의 주작을 밝혀줄게. 알았어? 그 방에 딱대기하고 나 지금 들어간다. 정확히 2분 뒤에 들어갈 테니까 딱 기다려. 알았어? 개새끼가. 나와 너 나와 뭐야 씨 깜짝이야 뭐야 아. 1층에서 자 자, 꼬마야. 어, 꼬마 웃었네, 꼬마. 헉? 어? 어? 어, 꼬마야, 꼬마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잠깐만, 잠깐만, 꼬마야, 잠깐만. 아이. 꼬마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음. 자, 잠깐만 가지 말고 있어. 요 자, 우리 얘기하자. 자. 자, 자, 자. 꼬마야. 자,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자, 잠깐만 가지 마. 자, 가지 말자. 꼬마야. 몇 살이야? 말하기 그래? 어? 여기 누구랑 뭐 누구랑 같이 지나 어? 자 옆으로 조금만 나와볼래? 나올 수 있겠어? 빛이 너무 세나? 내가 대답을 대답을 해주거나 뭐 바, 뭐냐 조금 어, 말잘 들으면은 맛있는 거 줄게 알았지? 자, 어, 여기 언제부터 있었을까? 여기, 어? 여기 언제부터 있었어? uma olhada, hein? 하고 얘기하자 이제 너는 이제 이거 못하 너는 이제 이거 못하 이거 나는 이게 결계를 전화하고 이게 못. 이 망자한테 덴베를 줘가지고 뭐 대화를 한번 시도해볼게. 여기까지 알았지? 덴베로.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혹시 누구십니까? 좋습니다. 지금 꼬마랑 같이 있는 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자 좋습니다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서른일곱? 서른일곱? 서른일곱? 어떤 남성분도 같이 계신데 지금? 어? 남성분 잠깐만 여러분들 잠깐만 여러분들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왜? 1년? 잠깐만 방금 뭐라 어... 혹시 아직 안 가셨죠?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지금 꼬마가 아까 지 제가 장난을 좀 했, 죄송합니다. 어 치워 예? 예? 뭐 춥다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치워달라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치고들 이거요? 지금 혹시 이 앞에 삐려 놓은 거 이거 말씀하십니까? 담배요? 에? 혹시 사장님 제 이제, 이제 금방 나갈 건데요 혹시 지금까지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장난 이렇게 계속 좀 내쫓으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그 꼬마랑 사장님께서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예. 다른 분이 여기 또 있는 건 아니죠 가, 가라고요? 가라고요? 꺼지 아, 예, 나가라고. 예, 나, 나, 예, 꺼지겠습니다. 예, 꺼지겠습니다. 예, 꺼지겠다. 꺼집니다. 오늘 소, 진짜 또치아 마이콜 방송. 어떻게 보면 손에 꼽을 정도로 뭔가 의사소통이 조금 제대로 이루어진 방송이 아니었나. 어. 나름대로 뭔가 간만에 소, 좀 소통이었다. 야 오늘 현상도 현상이고 대화도 교통사고 일가족 와 그러니까 좀셌구나 그러니까 좀셌어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